저희가 원래 그런 실수 잘 안 하는데 네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네,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네 네. 네. 너무도 여유로운 건 좋은데 긴장들 좀 하시죠. 네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가은 씨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많죠? 네, 가은 씨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일정이 꽉 차 있어서요. 가은 씨, 이 다음 주 컨텐츠 컨펌 받는 거 맞죠? 이진 씨, 이거 확인 좀 해줄래요? 컨펌 맞는지만 안맞지 뭐야? 혜진씨 입도 안 됐네? 이거 싫어해? 실은 저 우유 들어간 거 못 마셔요 진짜? 하나도 입 안 됐네 뭐야 생각해서 사왔는데 이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쵸 대리님? 예 맞는 것 같아요 어, 그러니까 이거 지 혜진씨 원래 우유 들어간 거 못 마셔요 싫어해서 그래서 맨날 두유 들어간 걸로만 먹었는데 아 맞다 기억해요 그때 저랑 같이 주문하러 갔을 때 두유만 먹는다 이거 두유 맞는데? 아 우유라고 써있어서 진짜 몰랐어요 아니 몰랐으면 우리한테 물어봤었어야지 은영씨 은영씨가 줄 때 얘기를 해줬었어야지 사람이 센스가 없으니까 <laughs> 이제 두유도 안 하시니까 뭐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 가은씨 그러니까. 도대체 은영씨한테 왜 그래? 은영씨한테 제가 뭘요? 아니 은영씨가 가은씨 때문에 힘 그렇고 에? 대리님 저 때문에 힘드세요?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대리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때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가은씨 때문에 회사 때려치고 싶으시다고 아니 그 업무가 많아서 아, 제가 대리님 그럼 저번에 희정씨 짜증나고 게으르고 산만하다고 하신 건 뭐예요? 아 대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? 대리님 진짜 너무하시네 이렇게 진행해야 되잖아 진행이! 회의실보다 여기가 시끄러우면 뭘 어쩌자는 거야?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가만 있어 운대리 네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? 그게 우, 유 때문에 뭐? 두유를 사 우유 두유? 아, 대체 뭐라는 거야 그래서 우유두유뭘 어쨌는데? 왜 나만 갖고 그래? 죄송합니다. 제가 잘못했습니다. 아, 야,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3개월이야 야 나한테 그렇게 유세를 부리면 되냐 안 되냐 선배님 음. 케이도 한 잔 먹어 없어. 너 지금 매화줘서 벌었어? 너 얘가 줬으면 안 벌었을 에이, 거지. 에이 그럴 리가 없어. 마술 <laughs> 그럴 리. 아, 아서야 저희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? 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와, 수박! 죄송해요, 저 아까 택시 타러 왔는데. 고맙습니다.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어 아직 안 잤어? 아, 나 방금 들어왔지 아, 들어가려고 너 여기 있어? <laughs> 여자 직원들 다 데려다 준다길래 딴짓 하나 안 하나 감시하러 왔지 뭐야 피곤하다면서 먼저 자지 아 따뜻해 가까운 거리인데 뭐 그냥 오빠도 맨날 나 힘들 때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오빠 힘들 때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었어 아우 술 냄새 하연아 나 너 진짜로 좋아하는 거 알지? 나 진짜 너밖에 없다 아이고 이럴 때만 그러제 얼른 들어가라 나도 갈게 라면 먹고 갈래? 라면? 왜 라면? 아니 나 해장해야 돼서